에어팟을 위해 저는 네, 그냥 저는 신창혁 씨의 연학교 1년 후배 김경민입니다 나는 에어팟 에어팟 프로 어.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틀렸어! 틀렸어요! 여러분 틀렸어요! 맨 마지막 내음 틀렸어 도와주실 거죠? 저 오빠 한번 골탕 먹이고 가겠습니다 금방 끝나나? 네 완전 금방 끝나네 마지막 라운드인데요 후를 이기고 있는 소감 솔직하게 얘기해 굳이 이기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에어팟을 위해 진심이었잖아 에어팟을 위해 저는 네 그냥 네. 먹혔을 때 묻히는 감이 근데 먼저 하실까요? 아 진짜 정상이야 음. 사실입니다 시작하면 아까랑 템포가 다른가? 어 아까보다 빨라 야, 내가 다 땀이 아, 난다. 야, 나 땀 나. 나너치는데 땀이 나. 아, 이게 진짜 차이 나네. 차이 나네. 시작. 알았어 음. 이게 뭐야 어, 야 이게 되냐고 나만 또 돼? 그게? 참 대단하다 그냥 네, 안 하면 안 돼요? 나 제일 힘들어 지금 그냥 오, 그 아까 3점이었는데 5대 0 하면 안 돼요? 나안 하고 싶어 180 겨울바람이 말이 돼? 아 들려줘봐요 무슨 태풍이야 이게 잠깐 나, 나 그냥 한 번만 좀... 야 여기저기 올라가는 것부터가 안돼 이것부터가 야 이것부터 야, 아, 아. 연습 끝. 야, 이거 보자. 야, 그것보다 안 돼. 근데 왜 이렇게 잘하냐? 이제 어떻게 220 <laughs> 아니야? <laughs> 아니 나 이거 이게 안돼 이거 맞잖아 해볼게 싫어해 이거 이거 방금 연습 좀해 시작 못했는데 그럼 템포 한 번만 들려주세요 반복 연습하고 들어가면 뭐 되겠지 뭐 이건 <laughs> 말이 안 그게 아니라 왼손은 가는데 오른 그러니까 아, 해봅시다 해봅시다 근데 이걸로 <laughs> 뭐 어떻게 한다 아뭐 이게 그냥 막장으로 가 그냥 어. 그냥 막장 가 이거 유튜브 아침에 올려주죠? <laughs> 주말 아침에 올려주는 거 맞죠 이거? 주말, 주말 아침에 아침이야? 맞... 어 이거 주말 아침이야 이거 아침 연속극이잖아 막장 막장 드라마 온 기하였습니다 알고 있었어? 어, 어떻게 안 들리나 했어 <laughs> 어쩐지 왜 위에 미를 너무 완벽하게 치는 거야 <laughs> 라라라라 하길래 음이 잘 치는데? <laughs> 이러면서 난 지금 패배를 인정하지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 얘가 너무 잘 치는데 저기요 얘기 좀 합시다 기가 막히다 했어 알티큘레이션 기가 막히다 <laughs> 근데 진짜 대박이지 포즈가 따라라 그래 나는 순하면서 근데 얘가 또 여유 있게 치는 거야 딱날봐날 볼 수가 없거든 이게 돼야 되는 라 이러길래 연습 겁나 했네? 언제 했지 <laughs> 나는? 머리, 아프지? 그래 내가 여기서 친다 그랬을 때 갑자기 내 피아노야? 이러고 <laughs> 아까 내 피아노야? 이러길래 어 알았어 네가 하얀색 쳐 나는 아니 아니 <laughs> 내가 아까 딱 여기 앉는데내 피아노야? 이래가지고 그래? 아 오빠 이거 안 이상했어? 이거 전서? 하나도 안 이상했지? 나 이런 거 몰라 나는 들어오자마자 아 이것 때문에 걸리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난 모르지 인터넷 인터넷에 피아노 왜 꽂아놔요? 아 아니 나와 괜히 팔만 <laughs> 고생했네 아. 네 컨텐츠 바꾼다는 것도 맞아 어쩐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<laughs> 최선을 다해서 쳤어요 아니 그리고 곡이 다르니까 템포를 우리가 다르게 했잖아요 처음 시작을 그래서 난 더 의심을 안 했지 약간 조금 배려해서 박자가 다르니까 얘랑 나랑 좀 기준점을 이렇게 둬서 둘 다 비슷한 템포로 시작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20씩 다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 의심을 안 했지 그리고 제가 제스처를 굉장히 진짜 힘들게 치는 것처럼 치더라고 영민이가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렇게 한 그렇게 했구나 나는 그 생각을 했지 근데 아 이거 상당하다 오늘 쉽지 않겠다 이랬는데 또 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몰카였군요 술안 줬거든요 제가 그래요? <laughs> 제가? 음. 감사합니다. 가도 되죠? 저 근데 연기 진짜 잘하지 않았어요? 저 솔직히 진짜 잘했죠? 그 약간 중간에 소리 지르는 부분 대박이지 않았어요? 그렇게 보면서 막, 아! 막 이런 거 그래 그러니까 저 오빠가 속은 거잖아 약간 이 그 속아, 속아가지고 이제 막 뜨르르 뜨르르 그 빡 이거 하는 거 <laughs> 그것도 타이밍 딱 맞췄다가 하고 아나 오늘 연기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인정하냐고요 인정합니다 저 속았다 저 오빠 속은 거다 나, 나, 나 때문에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솔직히 말하면은 다 졌지만 지금 너무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아까 배고팠는데 지금 배도 부르고 오빠가 <laughs> 지금 저나 쳐다보고 있어 계속 계속 오랫동안 오빠 놀려먹을 생각, 생각에 너무 설레요 네, 음, 박제될 예정입니다 음, 박제 박제 박제 박제 박제 박제 원해요 <laughs>